먹어. 그거 먹어. 먹기 싫어? 왜안 먹어? 모카야 왜 안 먹어? 없지롱 뿌이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뿌이 옳지 <laughs> 아예 먹으려고 일어났어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<laughs> 기다려봐 먹지마 기다려 기다려